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한산하네 오늘 사람들 많이 안사는 건가? 여기다. 오만항공이네? 내가 탄 거는? 코디샤워분이 돼가지고 오만항공을 타나 보다 아 맛있게 버는 거 너무 어색한데? 어? 엄마! 썸에서 안 보였어 수고 아니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나 빼고 다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어, 안 썼어 우리도 안 썼어요? 안 어, 색해 어색해 빨리 받아 저기요 레바논 공항 올리브나무 대놓고 있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